진리는 입장에 따라서 다릅니다. 나의 입장에서 진리는 내가 편하고 잘 먹고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잘 살면 끝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사람의 한숨이 또는 그 입냄새가 또는 그의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으로 공기가 냄새나고 나쁜 에너지로 변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담배 연기가 지구의 공기를 더럽히는데 일조한다는 것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지구 입장에서는 한 인간만 깨끗하게 좋게 살고 담배 안 피운다고 끝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. 지구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곳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줄 삶의 터전이자 당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.